지난달 25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는 구준, 엽과 오지혜가 처음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연애의 맛 구준엽의 소개 팀내로 등장한 오지혜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오지혜는 담담하게 이혼 사실과 함께 연애를 포기했었다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구준엽은 이날 소개팅 상대는 미모의 베이커 오지혜로 구준엽은 10초 이상 대화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돌발상 황을 연출했고 이에 오지혜가 서툰 구준엽을 배려해 고향 음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가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첫 만남을 기념해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 하는 구준엽과 마음만으로도 고마운 오지혜의 모습이 담기면서 기분 좋은 첫 데이트의 출발을 알렸고 두 사람은 구준엽 그의 단골 와인바로 자리를 옮겨 사랑과 연애에 대한 진지 한 생각을 터놓기 시작했다. 특히 구준엽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다며 사랑과 결혼에 대한 용기를 전해두 사람의 앞날을 기대감을 높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슴 아픔과 거사를 털어놨다. 오지혜는 어렸을 때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준엽은 그 사실을 알고 소개팅에 나왔다며 자신은 이 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지혜는 제가 한 번 결혼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원했던 대로 안 흘러갔다며 잘못했다고 는 생각은 안 한다. 그래서 연애가 힘들었다. 새로운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세간경을 끼고 보게 됐다. 그래서 사랑을 멀리하고 일에만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지혜는 제가 한 번 결혼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털어놨고 이에 구준엽은 저는 사실 알고 나왔다. 어떤 사람인지만 궁금했다라며 연애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 생각한다라고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다. 또한 구준엽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이 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해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 나는 결혼하면 이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을 만한 여자를 만나야겠다란 생각을 했다.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지혜는 마지막 연애는 2년 전이다 그 후연. 애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어렸을 때 결혼을 한 경험이 있다.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자책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에게 호감을 보이던 사람도 이 얘기를 들으면 세간경을 끼더라 라고 담담하게 이혼을 고백했다. 연애의 막 제작진은 구준엽이 남성적 외모 때문에 마냥 무뚝뚝하고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다정한 미대 오빠의 반전 매력을 선보일 것이 라며 구준엽이 여자의 마음을 읽는 센스가 부족하다고 걱정스러워했지만 그래서 더욱 순수해 보이는 연애를 펼 쳐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준엽은 여자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실제로 여자를 만난 횟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점. 도다. 이번이 생애 첫 소개팅이라고 설명했다. 구준엽은 패션 감각, 현란한 춤, 화려한 디제인 실력을 갖춘 디제이로서 관객과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만능 제주꾼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1년 365일 작업실과 집만 오가며 눈코뜰 새 없이 디제인과 사랑에 빠진 워커홀릭의 면모로 최측근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갖출 건 다 갖췄지만 여자의 마음을 읽는 센스만 없다. 는 구준엽이 생애 첫 소개팅에 나설 예정이다. 연애의 맛 구준엽 소개팅녀 오지혜, 나이 직업은 구준엽 소개팅녀 오지혜, 그는 누구? 결혼 한 번 했. 어따 14살 연하의 제빵사. 연애의 맛 구준엽, 오지혜와 소개팅 이혼 경험 연애가 힘들었다. 구준엽 소개팅녀 우지혜, 14살 나이 극복한 첫 만남. 담담한 이혼 고백. 구준엽, 연애의 맛 합류 생애 첫 소개팅 긴장. 연애의 맛 구준엽, 이혼 가정 성장 고백 소개팅 역, 오지혜와 아픔 공유. 구준엽 소개팅역 오지혜 결혼 경험 고백에 이혼하지 말. 자결심 대답 의미 이대로 끝. 연애의 맛 구준엽 이혼 가정에서 자라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고백 구준엽의 소개팅 상대는 (9월 23일) 방송된 TV 초전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막 2회분에서 구준엽은 새 멤버로 첫 등장, 마지막 연애가 20년 전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기상과 동시에 속옷 바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싱글남의 모습은 스튜디오를 경악하게 했던 상황. 이후 첫 만남 장소에 한껏 멋을 내고 등장한 구준엽이 긴장한 표정을 들이운 채 상대방을 기다린 데 이어 상대가 들어오자 밝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모습으로 소개팅며 실패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유발했다. 익선동의 낭만적인 레스토랑에서 불태 안경과 베레모, 스, 카프 등 동알 루크로 무장한 구준엽이 상반되는 수수한 옷차림과 맑은 미소로 등장한 미모의 baker 오지혜와 만나게 된 것. 하지만 솔로 20년차 여자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린 구준엽은 10초 이상 대화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돌발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오지혜가 서툰 구준엽을 배려해 고향, 음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가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이어 첫 만남을 기념해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하는 구준혁과 마음만으로도 고마운 오지혜의 모습이 담기면서 기분 좋은 첫 데이트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두 사람은 구준혁의 단골 와인바를 방문, 데이트를 이어갔다. 단골집에 도착하자 구준엽은 오지혜에게 메뉴를 소개하는 등 첫 만남과는 달리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로 대화를 풀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눠 마시며 사랑과 연애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더놓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구준엽과 오지혜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취. 중 진담 대화로 서로에게 한층 더 다가갔다. 소개팅에 나오기까지 고민과 걱정이 많았다고 입을 땐 오지혜가 머뭇거리다 한 번의 실패 후 사랑이 두려웠다. 며 어려운 고백을 꺼냈고 묵묵히 마음을 들어주던 구. 준혁 역시 이혼 가정에서 자라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낸 것. 구준엽 소개팅녀 우지혜, 출처 등호 TV 조선연의 인악. 이에 구준엽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나왔다. 저는 그런 것을 다 이해한다. 그런 것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했다라며 남녀가 만 나다 헤어질 수 있는 거다. 이해한다고 말해보는 이들을 감동하게 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익선동 데이트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에도 성공했다. 이날 방송 내내 결혼과 연애, 이혼에 대해 진지한 이이 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다.